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은 황태찜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노랗게 말린 것이 황태입니다 북어찜인데? 북어찜이라던데 북어찜이에요 북어찜 뭔데? 그냥 먹고 싶어요 아 인생아 반초김치 무슨 나무지 모르겠다 깻잎 깻잎 음 미나리입니다 아 미나리 무침 미나리 무침 번데기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번데기 먹는다 어? 먹는다. 어, 마지막 번데기까지 먹어보, 먹는 그냥 시킨 가이드님. 그냥 건더 시키면 북어. 명태를 그냥 시키면 북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북어. 오, 맛있겠죠. 말린 거. 와. 북어지. 여기 콩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 두부. 두부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나중 같이 먹어요.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도 들어있습니다. 감자. 어,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음, 감자도 잘 삶겼네. 요 밥을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감자가 두부도 많이 들어있고 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많이 먹으니까 밥이 필요 없는데 밥을 시키지 말고 음, 그걸 지금 소자 33,000원짜리 소자 하나만 시키면 되겠네요 밥을 다 못 먹겠어요 밥은 딱 한 공기 두 사람이 한 공기 아니면 그냥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다 먹어갑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기 또두부살이도 넣고 콩나물살이도 넣고 넣으면 될 건데 배가 불러서